저희는 오늘 다낭으로 떠납니다. 다행히 태풍이 거치고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고씽! Let's 숙소입니다. 지금 씻고 나와서 바로 자겠습니다. <laughs> 오늘 컨셉 올 화이트 오늘 첫날인데 저희는 일단 핑크핑크한 성당에 갈 거예요 <laughs> 이제 곧 있으면 도착합니다. 생명 연장을 하러 왔습니다. 너무 더워서 죽을 뻔했어요. 폭포를 흘렸어 땀폭포가 일어났어 나 탔어 원래 탄 거 아니야? <laughs> 원래 타네 여기는 우리나라 가장 더울 때 34도에 습도가 더해진 날씨예요 지금 이서우 아저씨는 너무 더워서 넉다운이 됐답니다 아저씨 근데 우리는 한시장으로 옷을 많이 안, 가져갔어요 일부러 왜냐면 현지 쇼핑을 하기 위해 현지 쇼핑에서 사서 입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죽어 그거 그 지금 한 시장에 와서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못고르게 그리고 이게 도대체 싼 건지 비싼 건지 이제 쇼핑을 마치고 숙소로 갑니다 땀에 쩔었어 가자 지금 다낭의 롯데마트에 왔습니다 이제 맛있는 것도 사고 좀 이따 숙소에서 저녁에 영화를 보면서 야식을 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한 장을 보러 왔습니다 지금 장 보고 다 나왔는데 비가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숙소로 가는 중입니다 바베큐 냄새도 나고 맛있는 냄새 어, 우리 점심 라면으로 때웠는데 저녁을 맛있게 먹읍시다 바베큐 바베큐 맛있어요 노래 완전 땡땡땡 어? 당 뒤에 당 어 여기 근데 되게 예쁘다 영상으로 담죠 저 하늘 반사된 것봐 이쁘다 저는 엄청 더위를 안 타. 그러니까 타긴 타지만 엄청 타진 않아요. 다시 숙소로 가서 재정비를 하고 <laughs> 와야 될 것 같아요 가겠습니다 출발 출발 지금 우리가 여기 들어가자고 해서 <laughs> 안 보여 근데 아, 나 이제 보였어 <laughs> 짠 뭐가 짠이야 와 이쁘다 뒤에 배경 봐 되게... 어, 음, 내 네. 커피 다 먹었어 아 너무 달아 지금 야시장이 열려서 나왔습니다 엄청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빨리 맛있는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야경이 이뻐요 어 이건 찍어야 돼 저희 지금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먹을 수 있나? 입 짧은 우리가? 먹어봅시다 좋아. 틀리요. 아 너무 잘 먹었다. 지금 밥 다 먹고 나왔는데 비가 엄청 오네요. 진짜 엄청 굵게 오고 있어요 빗줄기가. 도마뱀이 있어요. 안녕. 어 여기 또 있다. 얘가 원래 엄청 빨리 움직이는 애인데 지금 오리 때문에 쫄아갖고 이렇게 멈춰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수영장 불 껐네 네? 비가 와요 아까 수영장 불 켜있을 때 찍을 거 응? 공개 특종 사러 갑니다. 어제 한 시장에서 산5천원짜리 원피스와 셔츠예요. 자기 마지막 조식입니다. 바나나 샌드 어제도 먹었는데 오늘도 먹었어요. 수영장 아, 뷰. 마지막 날이에요 벌써 오늘은 아쉬워. 전망 좋은 루프탑 카페에 가서 사진 한 100만 장 찍고 <laughs> 커피숍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진짜 짧은 거리를 걸었는데 쪄 죽을 뻔했어요 <laughs> 소리가 터질 뻔했어 이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인보드기로 저희 지금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 나가면 고생이요